2020년 7월 2일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바로 바로미 저 혹시 저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그 실례 좀 하겠습니다. 제가 간만에 여기 왔습니다. 그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저 혹시 저 기억하시나요? 그런 마스크 뭐야 이거 누가 이게 장난을 어 가까이 뭐 있다 향로 어디 갔어 그 향로 어디 갔어 향로 이러면 안돼 이러면 안된대 향로 그거 좀 해야 된디 괜히 내가 내가 피해본디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 뭔 소리야 the... <laughs> 와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아주 난리를 부려놨구만 잠깐만 여러분들 여러분 잠깐만요 소리 집중 분명히 여기서 누가 뜯었어 맞지 얘들아 분명히 아까쯤에 이거 없었어 이?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 없었어 향도가 어디 있어 도대체 나 이긴 한 번도 안 와봤는데 와이 깜짝이야 담배를 하나 드려야겠다근겠다 여러분 잠깐만요 어? 자 제가 간만에 왔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뭐가 돌아다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가 돌아다닌다 지금 뭐가 돌아다녀 지금 어? 뭐가 돌아다니는데 지금 잠깐만 아 잠깐만 하... 하지 마 했습니다 진짜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저한테 말했습니다 분명히 으악, 으악, 으악. Ugh. 말하시죠 저 기억 못하십니까 여러분들 이거 기존의 망자인 것 같은데 조금 뭔가 화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냥 이거 새로운 망자 아닙니다 그러면 패턴이 전혀 틀려야 되는데 패턴이 좀 비슷해요 이거는 기존의 망자인데 뭔가 조금 화가 나 있다 그렇게 이 못 보던 술도 지금 어? 어? 뭐야 이거? 뭐지 이거? 손해봐 손해봐 뭐야 야 니 뭐야 저 가봐 저 가라고 저 가라고 저 어메 아니 저 가라고 아따 진짜 하지 말라니까 하지 말라고 아따 하지 말라니까 아니 오그로 그만 끌고 저기 가 제가 아직 가라고 아이 야, 아, 씨 방울 소리는 그 바닥에 약간 무슨 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내 그뭐 어떻게 뭐 이렇게 안 떨어지려고 다락그 계단에서 안 떨어지려고 뭐 하다 보니까 소리가 난것 같아. 뭐 바닥에 무슨 방울이 있었던 것 같아. 그걸 내가 막 안 안 안, 끌려 내려가려고 어디 막 잤다 보니까 그걸 그랬던 것 같아. 어. 바닥 다락이 무슨 뭐 동글동글한 것이 있더라고. 어. 그래갖고 야 그거 혹시 이거 봤냐? 나 이 잡은 거 봤어. 뭐하 이거 뭐 이, 이 어떻게 어떻게 잡? 이렇게 잡, 뭐 어떻게 잡았? 뭐 자가 Oh, oh, oh, no, no, oh, no, no. Oh, oh, ah! No, no, no, no, no. Uh, uh. Yeah.